LA로 떠납니다 아 혼자 뭔가 LA 가는 거라 어색하네요 잘 하고 와야겠죠 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음, 되게 즐기면서 시작한 곡인데 되게 일이 커진 듯한 느낌이라 되게 부담이 크네요 뭐 어쩌겠어요 잘하고 와야죠 네 답은 하나예요 잘하고 오기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염색도 했는데 약간 그 90년대 스타일로 컨셉을 맞게 염색 LA에 도착했습니다 Yes. 밥 먹으러 왔지롱 날씨 너무 좋네요 LA 로스앤젤레스 거기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저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백기지랑 리허설 같이 하고 내일 모레 촬영합니다 오늘은 푹 쉴 거예요 Get it. 굿모닝 아 오늘은 리허설 있는 날입니다 밥을 좀 파이팅 있게 먹고 리허설을 가려고요 잘해야죠 그리고 어제 음, 댄서분들 영상이 왔었는데 아우 장난 아니더라고 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항상 투어에서도 이렇게 혼자 먹긴 했죠 아침에 사실 이런 게 어색하진 않네요 원래 처음에 혼자 미국 갈 때는 되게 어색했는데 호텔 들어오니까 갑 네,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요 여기에 어. 이 버터를 쫙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블루베리인가 이게? 같은 이 소스를 싹 발라줍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올려줍니다 이거는 바로 전국이도 먹고 파는 자 이렇게 올려주고 되게 비주얼 이상하죠? 생각보다 되게 맛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단짠단짠 여러분들 모르죠? 응? 베이컨을 위에 딱 올려줍니다 싹 찢어서 두 개를 싹 올려줘요 아, 진유배 레시피 프렌치 토스트 희망 토스트 음 그 딸기잼이 딸기잼을 바르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딸기잼 바르면 12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특히 아침이라 하기엔 좀 민망하죠 그냥 아침 겸 점심 먹고 있습니다 브런치죠 브런치 저는 이제 쑥 씻고 몸 풀고 천천히 저도 리허설 현장으로 가봐야겠네요 오늘도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드디어 리허설하러 출발합니다 Let's get it Leave it out. I let it rain. Leave it out. Looking just sweet, go in the hollow. Take it down, send us over, down and take back. Lick on the side, chicken on the soup, chicken on the soup, chicken on the soup, like soda on the soup.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오늘은 촬영 당일 아... 긴장됩니다 이제 곧 출발해야 되는데 선크림 바르고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 리허설을 너무 빡세게 했어 Yeah, yeah, yeah. 와우. 호 와. 슈트라기기 15분 전. 감사합니다. 우 이제 곧 들어갑니다 잘하고 올게요 긴장되네요 파이 이제 로드 일정을 마치고 됐어 느낌표 왜 이게 점점점 하면 이렇게 되지? LA LA 예. 아따 어렵네 LA 가는 비행기 안 LA 출국 비행기 컨셉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점점점점점점 느낌표 많이 신났었 많이 신났음 아야야 뭐 이런 거 쓰냐 그래 이제 몇번 이다 자기 전 안무 연습 땀 한 바가지 땀 땀은 좀 피해나 TMI인 것 같고 열심열심